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맥놈 아이스크림이랑 마시멜로, 허쉬우유, 누텔라를 준비했습니다 이 마시멜로 안에다가 이거저거 초콜릿들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 Bismillahirrahmanirrahim. 마시멜로가 잘 안 익었나 봐요 그래서 빼고 우유 넣고 먹어보세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